안녕하세요 복숭아 여러분 신비유입니다 15강 바바라 사용기에 이어서 이번 편은 15강 칼슨 사용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빠밤 자 어디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번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4월 11일 칼슨 리뉴얼 확인 두 번째 칼슨 15강 살펴보기 세 번째 칼슨의 신결 사용 영상 네 번째 칼슨의 장점 다섯 번째, 칼슨과 호란의 비교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칼슨도 바바라와 같이 4월 11일 조력자와 함께 용병 리뉴얼이 있었습니다. 역할 변경 및 능력치 향상이라는 리뉴얼이었죠. 리뉴얼 전 능력치 및 스킬을 비교하기 위해 before는 글로버스 수사도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능력치를 살펴보면 리뉴얼로 인해 생명력이 약 1100 정도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강할 때 스킬은요. 따로 변한 건 없습니다. 문병 리뉴얼에 쓰인 역할 변경은 음, 조력자로 인한 스킬 강화로 변화하는 것이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5강 때의 스킬로 살펴봅시다. 기존 보호막이었던 첫 번째 스킬이 상급 도발이라는 스킬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병의 역할 변경이라는 게 이걸 뜻한 것 같은데요. 받는 피해량은 10강 보호막 스킬이 50%였던 게 마이너스 35%로 감소하였네요. 두 번째 상급 철갑의 일격 스킬은 동일한데요. 이제 15강 시 계수가 방어력 곱하기 공격력 곱하기 275% 추가 피해로 상승하였고 추가 피해로 적이 사망 시 최대 생명력의 100% 즉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지속 피해 면역은 상급 지속 피해 면역이 되면서 일반 공격 전에 지속 피해 면역이 되며 받는 피해량이 50% 감소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제가 신성결투장에 투입한 칼슨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칼슨의 스펙입니다. 음, 두 번째 스킬 상급 철갑의 피격 때문에 루는 철철을 사용합니다. Thank you. Thank <laughs> you. 자, 이번엔 칼슨의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공격 전 지피면입니다. 공격 전부터 지피면이 켜지기 때문에 야차 슬론을 쳐도 안전하게 도발탱 역할을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지피면으로 바이올라, 노엘, 샬롯 등의 공격을 잘 버티죠. 네, 두 번째는 이중 받피감입니다. 첫 번째 스킬의 마이너스 35%, 각성 스킬의 마이너스 50%라는 높은 받피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급 철갑의 일격, 이가 이제 추가 피해 처치 시 풀피 회복이 되기 때문에 더 방어 능력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는 삼성 용병이라는 점인데요. 삼성 용병이기 때문에 스킬 강화뿐만 아니라 조력자 획득이 아주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즈넷하고 베아트리체와의 합동 공격인데요. 최근 리뉴얼되어 강해진 리즈넷과 베아트리체와의 합동 공격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어, 공격 능력 향상에도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칼슨의 기존 삼성 용병 중 호랑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칼슨 조력자가 출시되었던 그 주, 에 신성결 투장의 호란이 벤이었기 때문에 호란의 대체 자리로 칼슨을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일단 우선 두 영웅은 모두 도발을 가진 용병입니다. 도발의 턴수는 호란이 10턴으로 칼슨보다 2턴이 좀 짧아요. 이제 호란은 스킬 특성상 민첩성에 비례해 공격 능력 및 방어 능력이 올라가고 칼슨은 방어력에 비례해 공격 능력 및 방어 능력이 올라가죠. 자, 호란 같은 경우는 룬에 따라 좀 쓰임새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맹맹으로 슬론, 마론, 라이를 같이 데려가는 공격형 호란, 이제 활맹으로 이제 라인은 확실히 데려가고 이제 하지만 좀 더 방어 능력을 높인 호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발로 피해 반사 데미지는 적지만 좀 더 탱킹이지 방어용 호란으로 이렇게 쓰이고요. 이제 칼스는 그 철갑의 피격이 있지만 이는 이제 피해 반격으로 인한 호란보다는 공격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뭐 안정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들고요. 그의 이제 철철 룬으로만 보통 사용을 하고 그의 방어 능력은 좀 더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하지만 위 장점에도 소개를 했, 했죠. 이제 새로 리뉴얼된 리즈넷과 베아트리제의 협동 공격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팀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시작 시에 주어지는 용병이기 때문에요. 브리니들이 시작 시에 이제 신성결 주장 말고 시나리오를 위해서 투자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용병이 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15강 칼슨 사용기 영상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좀 간단하게 스킬 구성을 좀 살펴보고 실제 사용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칼슨의 사용성, 장점 등을 좀 살펴봤습니다. 만약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 later!